아니 주세요. 주세요. 옳지. 어, 어, <laughs> 출근해? 아. 출근할까? 왜요? 왜요? 아니 저 위에 뭐가 있어요? 저 위에 뭐가 있냐고요? <laughs> 어떤 것도 갖고 왔어? 어, 또 어디서 갖고 왔어? 또 어디서 갖고 왔어? 이리 가져와. 공주. 이리. 주세요. 아니, 주세요. 주세요. 옳지. 어? 어, <laughs> 귀엽지 않아? 네. 네. 이제 치울 거야. <laughs> 나 싫어. 싫어. 싫다고. <laughs> 이것도 치울 거야. <laughs> 표정. 아니야 어디서 가져왔어? 또 어디서 공 가져왔어? 약간 못 찾은 장난감 찾아드립니다 이런 거 하면 잘할 것어 귀여워. 아이고 아이 여기 왔어? 날려 귀여워 숟가락 하이 아. 적스 앉아 앉아 서로 앉아 돌아 돌아 <laughs>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어휴 어휴 소라 아무